고비든 나의 진 금방 끝나겠지 yeah. 했던 날이 어느새 기억조차 나지 않아 oh. 겁이 참 많아진 세상의 아침이 yeah. 하루하루 달려가는 마라톤의 시작이 된 거야 No, no, no, no No, no, no, no 이런 날이 반복돼 기분 이어 좋지 않아도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이 노래를 부를 땐 모든 게 다 잊혀질 거야 빛은 나의 인생 추억이 되겠지 yeah. 귀찮은 마스크도 곧 벗을 날이 오겠지 내일은 달라진 세상의 아침이 또 하나의 출발선에서 있게 될 거야 Oh no no no 이런 날이 반복돼 기분이 썩 좋지 않아도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, yeah. 이 노래를 부를 땐 모든 게다 잊혀질 거야 COVID-19 금방 끝나겠지 oh, oh. 값진 추억이 되겠지 모든 게 다 잊혀질 거야